오. 아우 배경음악 좋다 크로스 재밌어 오늘 우리 딸 면회 오는 날이거든 이따 오면 충분히 설명할게 아우 노래랑 너무 잘 맞아 와. 어. 다음 주거 봐야지 어, 근데 노래 응 그치 다음 주 어떻게 된 거야? 빨리 개복하지 않으면 아이 산모 둘다 죽습니다 강 선생 어우 왜 됐어요? 복수하려고 된거 아니야? 아 연기 잘한다 진짜 이게 처리 좀 하는 게좀 쪼들리는 것 같아. 아 오늘 배경음악 잘 깔았어. 선생이 또 관심이 많아요 그쪽한테. 내가 알바나 소개시켜줄 거야. 오. 오늘 우리 딸 면회 오는 날이거든. 이따 오면 충분히 설명할게. 너무 슬퍼 말라고. Wow.